Hello, hello. Welcome. Ah, come on in. Hello. Hello. 아, 배, 배 만들고 있네. 아, 귀걸이도 만들고, 뭐 만드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 이것도 만들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 20불이네. 이 고래의 껍질이가 어? 고래의 껍질이란 말이고 껍질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Hello? Oh, yeah. All right. Okay. 아, 이거 괜찮네. 나이스. 선생님이 만드셨나요? just asking if you may. Oh, yeah. Wow, very my, good. My, huh? Yes. 이게 재료가 뭐죠? She's asking what was the material that's made out of. Well, uh, daily. Daily. Yeah. 혀? Oh, okay. Yeah. Right here. Yeah. Right. It's in, it's in here. So for whale? Yeah, whale. Poet. Okay, 돌고래. 모해 돌고래 이빨 돌고래 혀, 혀를 모해 그거 저번에 봤었던 거잖아 내에 네. 있었던 거 내에 네, 네. 뒤에 음, 음, 음. 돌고래 혀 쪽에 있었던 거기서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 만든 She said, she said it's uh, amazing. Thank you. 나그 진짜 <laughs> 어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지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어, 신청해야 되네. 보고 이제 직거래 하는 거예요. 아, 직거래. 주민들이나 박물관을 상관없 음. 그 사람들이 직거래 하는 거 음. 보상과 이제 직거래 하면 박물관에서 음. 책임을 하지 음. 개인적으로 음, 음. 주민들 어, 만지면 안되 만지면 안되